Thank you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식빵에다가 누텔라 발랐어요 같이 먹으려고 구구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 ل ل ل ر ر Tschüss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달달한 거 좋아해서 엄청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